성님 수신하 동예문 쪽 서예 본쪽 초라를 쥐락 표라 방산천리 주름 잡아 성군님 가신다 하 쓰신다 백두의 전복 신명한 전복 성군님 쓰신다 동일보쪽 소예보쪽 총나를 쥐려 교라 구름 타고 오르신다 최전영 거지우예 신명만 전본 성군님 쓰신 다 쓰신다 백두의 전포 신명한 전포 성군